둘, 셋. 안녕하세요. 우리 APS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 한 6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15개 이상의 세트를 그 차가 있잖아요, 주대가. 네. 이게 어마어마한 차들이더라고요. 제 신 중에 관에서 찍는 신이 있거든요. 관 안에 있는 시신 역할이 대형군이에요. 접니다. 네. 영. 영. 아, 젤로군은 뭔가 딱 젤로군 같잖아요. 영. 왜 영하죠? 그렇죠? 네. 제가 여태까지 약간 젤로군과 쭉 자왔거든요. 쭉 자왔거든요. 말이 네. 좀 이상한데? 영 어, 뭐가 이상해요? 같은 말을 잤어요. 왜 아, 이상해요? 왜 네, 이상해요? 네, 뭐가 이상하죠? 예, 감사합니다. 이상하죠? <laughs> 어! 이번에 스무 살이 돼가지고 이미지 변신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네. 음식도 잘 가려가면서 먹고. 젊으니까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사자가 되게 귀엽게 생겼었거든요. 네. 사자가 자다 와가지고 심기를 건네. 어 이렇게 한 거예요. 다 뒤로 떨어졌어. 네. 이름이 기억나. 레미. 레미. 레미 잘 지내니? 암사자였어. 어흥. 와일드. 또 저희만큼 와일드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룹은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목 토크로 하나 둘 셋. 태현 씨 1등! 대현이 형을 보면은 철없고 <laughs> 뛰어다니고 뭔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제가 그래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잖아요 도말하고 거침이 없죠 네. 안들림 들리니? <laughs> 멤버들을 항상 깨우거든요 안 일어나요 도무지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아침마다 아예 그냥 라면을 가끔씩 끓일 때가 있잖아요 그, 그렇게 하면 다 씻으러 들어가요 씻어 나와서 빨리 먹으니까 들키지 마왜 쳐다보냐 둘셋 나밤 네, 네. 저는 종업형입니다 종업 저도 종업입니다 종업 아, 종업입니다 아. 종업이가 사자애와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남성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? 너 때문에 했잖아 이거 되더는 거 저는 다이어터. 다이어터. <laughs> 뭐 신조 아니에요 이거? 네, 몰라. 갑자기 신조야 그러니까 이거. 다리 찌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. <laughs>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도시 MC를 하고 싶습니다. 어, 하나, 둘, 셋. 지금 가장 뜨거운 케팝의 모든 것. 도시어 플레이. 오, 원래 옛날에. 그 아, 임찬 형이. 도시 MC. 네, 맞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생긴 임찬입니다. 네. 지금 가장 뜨거운 케팝의 모든 것. 도시어 플레이. 아, 완벽해서 같은데요?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니 아니 저는요 거야. 뭐 <laughs> 잠시 후에 더쇼에서 최초 공개되는 BAPM 무대 기대해주세요 더쇼 플레이!